뚜가 안녕하세요 에디터 뚜입니다 자 최근에 근래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계속 괜찮은 가성비 블루투스 이어폰이 없느냐에 대한 약간 질문들이 많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가성비 블루투스 이어폰 없을까 하고 찾아보던 와중에 어, 꽤 괜찮은 리뷰 제안이 들어와서 직접 제품을 받아서 써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웨이란 중국 회사의 제품인데요 아마 한국에 계신 대다수의 분들은 아웨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잘 알고 계시진 못할 거예요 어, 이 아웨이라는 회사는 중국에서 약 15년 정도 어, 또한 이제 이어폰이나 헤드셋, 스피커와 같이 음향기기 관련한 제품들을 계속해서 판매해오던 회사인데요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다 보니까 과연 이 제품이 뭐 괜찮은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품일까 라는 약간 그런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제품을 받아서 한 일주일간 사용을 해보니까 어? 이거 생각보다 좀 괜찮은데? 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일단 먼저 외관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평범합니다 어, 일단 세로형의 둥근 케이스에 한 쌍의 이어버드가 들어있는 여느 블루투스 이어폰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취해주고 있는데요 어, 일단 earbud의 생김새 자체는 에어팟 1세대하고도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다만 좀 차이점이 있다면 중간에 LED indicator가 있다는 것과 사용을 하다 보면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를 사용을 하시다 보면 earbud를 다 쓰고 넣어놨을 때 LED 어, indicator로 숫자가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바로 이 케이스에 남은 전력량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 이어버드를 사용을 해보고 넣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어버드를 사용을 하고 아마 충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케이스에 충전을 하고 케이스에 남은 전력량을 이 숫자로 표시해줍니다. 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부분의 이런 충전 케이스들이 어, 뭐 그냥 LED 점으로 된 indicator를 뭐 차용을 하고 있거나 뭐 핸드폰과 연결된 뭐 앱을 이용을 해서 이런 전력량을 보잖아요 그런데 아마 좀 저가형 가성비 블루투스 이어폰들에는 이런 그 핸드폰과 연동되는 기능들이 좀 없다 보니까 어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시가 되는 기능들은 참 괜찮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언제 이 p 스가 배터리가 다 소진이 되고 언제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지 알려주다 보니까 밖에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배터리가 없어서 뭐 곤혹을 치르는 경우는 없기 마련이거든요 어, 그래서 사용자 편의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뭐 크게 예를 들자면 QCY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LED 인디케이터가 있기는 하지만 어, 이게 한 칸 남았을 때 50% 남은 한 칸인지 10% 남은 한 칸인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점에서 조금 많이 불편했었기 때문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시를 해두는 것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T28P 같은 경우에는 오픈형 이어폰으로 뭐 착용감도 꽤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어, 터치 방식을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어, 이렇게 제품 스펙으로는 대기시간 300시간, 이어버드의 순수 음악 재생시간 3시간, 통화 가능시간 3.5시간으로 소개되어지고 있고 이어버드 자체는 35mAh, 케이스 500mAh로 근래 나왔던 QCI 제품들과도 별반 차이가 없는 배터리 전력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다만 배터리 체감은 좀 빨리 줄어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사용자 패턴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경우에는 뭐 출퇴근 시간에만 사용을 했을 때 한 3, 0 40분 정도 왕복으로 뭐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어, 그 정도 사용을 했을 때 한 3일에서 4일 정도 사용을 하면은 어, 배터리가 꽤 소진이 되고 다시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뭐 물론 아주 빨리 자는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더 오래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조금 있는 편이었고요. 이게 뭐 또 숫자로 보다 보니까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음질 자체도 꽤 투박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시청을 할 때 뭐 혹은 음악을 들을 때도 크게 뭐 불편한 점을 느끼지는 못했고요. 어, 또뭐 중저가형 이어폰들 뭐 가성비 블루투스 이어폰들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인 뭐 중음과 저음 쪽이 좀 강하고 고음 쪽이 조금 약한 특징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T28P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약 2만원 정도 하는 가격대인데요 어,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음질이라든지 사용자 편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꽤 제값을 가격값보다 훨씬 더 괜찮다고 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rue wireless 기능을 역시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근래에는 모든 블루투스 이어폰들이 이 기능을 가지고 있죠 뭐 왼쪽이나 오른쪽 뭐 어느 쪽을 뽑아도 바로 pairing이 되게 하는 기술로 처음에 나왔을 때는 꽤 신기방기한 <laughs> 기능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뭐 어느 제품을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장점들이나 뭐 외관상의 뭐 특징들을 좀 얘기를 해봤으니까 어, 지금부터는 좀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가성비형 제품이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뭐 아예 없을 수는 없었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약간 두 가지 정도의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추후 나올 제품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일단 첫 번째로 이 외관상의 좀 아쉬움입니다 이 뚜껑과 케이스 본체 그 이어버드 충전 단자가 들어있는 이 몸통 부분에 있는 경첩 부분이 어, 조금 헐겁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제품을 뭐 열고 닫으면서 이제 뽑았다 꼈다 할 때마다 이게 좀 헐겁다 보니까 좀 한 손으로 이렇게 그 지탱을 하기 좀 어렵기도 하고 어, 이게 제품을 분실할 위험은 좀 있지 않을까 뭐 이게 완벽한 보호의 기능이 될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어, 그냥 마감이 잘 안 된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어, 두 번째로는 터치 시스템에 대한 아쉬움인데요 어, T28P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유닛과 오른쪽 유닛에 뭐 재생, 일시정지, 이전곡, 다음곡, 뭐 전화, 송수신, 뭐 볼륨,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기능들을 양쪽 유닛에 나누어 장착해놨습니다 좀 많은 기능들이 양쪽 유닛에 들어가 있다 보니 이 기능들을 작동시키는 법을 터치 시간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뭐 사실 뭐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작동이 잘 안되기 때문이겠죠 문제는 이러한 기능들을 1초 뭐 터치, 2초 이상 터치, 뭐 더블 터치 등으로 구별을 해두었는데 각각의 명령어들이 명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더블 터치를 했는데 전화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볼륨 조절을 위해서 long 터치를 했는데도 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 뭐 일시정지와 재생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능들이 겹쳐 작동한다든지 여러 번 터치를 해줘야 작동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어, 제대로 다 작동만 한다면 괜찮은 기능들인데 어, 아무래도 좀 여러 번의 시도를 해야 한다든지 터치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기능들이 겹쳐 실행되는 건 조금 아쉬울 따름입니다 어, 여러모로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케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넣어놓은 터치 부분까지 꽤 세세하게 신경을 썼다는 느낌은 들지만 어,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마저도 사용자에게 불편한 부분으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끝까지 좀 아쉬울 부분으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무난하게 사용을 하고 싶다 블루투스 이어폰들을 구매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서는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구매를 하시고 뭐 가격과 한해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가성비 블루투스 이어폰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충분히 무마가 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통화 음질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q c 어의 제품급들과 살짝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수준이기는 합니다 어, 참고점 없이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하면서 꽤 만족스럽게 부담없이 사용했던 제품이기도 하고요 뭐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저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여기서 뚝박!